유튜브 싱글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싱글즈 저는 육성재입니다 예, 오늘은 저 성재에 관한 2019년 2020년 네,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집사부 일체를 통해서 형들과 그리고 많은 사부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예쁘장 한 구호즈를 하면서도 평소에 계속 봐왔던 친구들이지만 촬영을 하는 다른 모습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봤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즘 들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인복을 정말 타고났다고 느끼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, 형들, 선배들, 사부님들 정말 좋은 사람만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잘 될수 어,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가까이에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배운 거는 정말 많은데 제가 성격상 막 부지런하게 그거를 좀 실천해보고 그런 성격이 잘 안 돼서 어 그래도 한 3일 정도? 사부님을 <laughs> 만나고 한 3일 정도는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려고는 하는데 아,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예.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뭐 뜨거운 반응이었죠 예.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버스에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제 자신을 많이 봤는데 사실 부끄럽기도 해요 광고 대상에서 이제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백성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. 어, 우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예, 제가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취미인 낚시이지만 촬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나와 같은 또래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낚시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대표해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킬도 되게 많이 배워서 갔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 그냥 캐스팅하는 자세 같은 것도 제가 평소에 같이 낚시를 즐겨 하는 프로님한테도 배워서 갔고 그래서인지 더 좀 전문적인 모습과 멋있는 모습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낚시 브랜드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빠한테 효도한 느낌 옷 한 보따리 싸서 선물 드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밤에는 바로너가 1년 전에 촬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하고서 기억에서 없어지려는 찰나에 딱 나왔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연기를 했나 어쨌든 예능이기도 하지만 대본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좀 드라마적인 부분도 있는 예능이라서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날 찍은 당일에는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좀 아쉬웠었어요 사실 아, 너무 못한 것 같고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예능도 아니라서 뭔가 제가 중심을 딱 못 잡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편집을 이제 또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출연진 분들도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방송을 보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잘생기게 나왔더라고요 <laughs> 예 되게 잘생기게 나와서 어 다행이네 어, 좀 멋있는데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음, 또한번 나가서 좀 재밌는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말 재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도깨비가 그래서 저도 채널 돌리다가 가끔 보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<laughs> 물론 이제 공유 형이나 동욱이 형, 고은나, 뭐 인나 누나 다 너무 멋있게 나왔고 도깨비만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풍기는 그아 그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신이 언제 돌아올까 약간 이런 느낌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깨비에서 좋아하는 장면 저는 당연히 그 제가 나비신이 되어서 날아간 장면이 제일 멋있게 나와서 좋은데 그래도 이제 그 공동제 세 명이 같이 나온 그 장면들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김유한 이야기를 최근에야 이제 정주행을 했는데 하, 아,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아역들이 시즌 1에서 시즌 3를 거쳐서 좀 크잖아요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보는데 제가 막 부모 같은 심정으로 <laughs> 점점 연기력도 성장하고 너무 멋있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시즌을 거쳐서 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그림이 담기면 괜찮,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이미 늦은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한테 되게 혹독한 편이기 때문에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TV에 노출이 안 되면은 공백기다 보니까 더 많은 노출을 했으면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열심히 백심히 천심히 해야죠 너 너무 많이 놀았어 절대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진짜 하길 바래 기록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2020년 음,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두자면 아마 저희 맏형들의 제대일이 아닐까 네, 굉장히 기다려져요 사실 요즘 들어서 혼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형들과 그때 다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얼른 형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, 2020년 다이어리는 형들의 제대 날짜를 딱 기록을 해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쌍꺼포차 촬영일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는 거기에 빠져서 제 정체성도 그 강배라는 캐릭터에 지금 몰입이 돼 있고 빨리 보고 싶어요 붕그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정말 쌍갑포차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집사부일체도 있는데 집사부일체는 이제 너무 편안해졌고 정말 촬영장을 가면은 너무 <laughs> 포근한 느낌? 근데 이제 쌍갑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장을 항상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쌍갑포차가 제일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이뻐 보이죠 항상 이뻐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본집에 가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가 며칠 데리고 오면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본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방 뛰어다니다가 어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려가지고 정말 많이 혼났대요 정말 많이 혼나서 <laughs>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소파에 그냥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받고 가만히 있더래요 30분 동안을 반성한 약간 반성하는 <laughs>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고양이가 뭐 가끔 뭐 집도 어지럽히고 뭐 좋아하는 물건들도 깨뜨리고 이래도 그 자태를 보면은 저절로 용서가 되고 진짜 이뻐서 다 용서가 되는 그런 느낌 항상 이쁘죠 자사이는 특히 이뻐요 고양이들 중에 특히 이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육성재의 어떤 모습보다는 강배의 모습인 거죠 강배라는 캐릭터의 모습인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드라마와는 비슷하면서도 이 안에 품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강배는 정말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순수한 아이고 정말 착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본 reading이나 이제 대본을 딱 봤을 때어 나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네 어 나도 순수해 나도 좀 착한 편이지 이러고서 대본을 쭉 읽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<laughs>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음... 강배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처음 이제 강배라는 캐릭터에 몰두를 해서 연기를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착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리고 여기저기에 좀 난처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지나치지 못하는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거든요. 그래서 말투 하나하나에도 정말 진심이 담겨야 되고 따뜻함이 담겨야 하는 그런 친구라서 육성재가 평소에 형들을 대하거나 뭐 할 때는 친데레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정말 대놓고 잘해주고 대놓고 따뜻하고 착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새해 노래는 아닌데 제가 이 날씨가 추워지면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시아의 Snowman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려고 11개월을 참아요 일부러 이 12월에 듣는 그 Snowman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한 번도 안 듣고 뭐 진짜 우연히 어디서 싹 들려와도 귀 막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 노래는 정말 딱 12월에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아껴두고 아껴두다가 이제야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, 그 노래가 이제 시아의 스노우맨인데 어, 그런 노래가 하나쯤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놓고 끝을 못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기타도 그렇고 낚시도 요즘 잘 못하고 제가 흥미를 가졌을 때는 진짜 열심히 막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다기보다는 2020년에도 내가 흥미를 느꼈던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거를 좀 더 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기타도 지금 잠깐 휴식기인데 잠깐 쉬고 있는 건데 어, 다시 기타도 열심히 칠 생각입니다 낚시도 많이 다니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가수니까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들 싱글즈 1월호를 촬영하게 된 육성재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부디 몸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싱글즈 1월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